애중 Santo. 두더지다 두더지 애지중지 미끄럼틀 타자 자 중지 먼저 어떻 할까? 그냥 저기 아래 얘네 타는 거 봐봐 중기야 타봐 우와 편다 우와 줄지가 더 잘 타네 아이지가 더 잘 탄다 그치? 응 줄지가 겁이 더 많은 것 같아 맞아 여기서 내가 딱 위에서 앉아서 <laughs> 진짜? 진짜 그 편하게 편하겠어. 어. 애들이 멀리 안 가니까. 애지야, 중지야. 야 애질 또 타는데 무서워 너는? 우진은 무서워? 응? 어,